젤리, 너 왜 밥은 안 먹고 지키고만 있어? 응? 먹기는 싫고 누가 뺏어 먹을까봐 걱정은 되고 응? 피나, 너는 왜 이러고 있어? 너 저거 뺏어 먹고 싶어서 그렇지? <laughs>